안녕하세요. 김현진입니다. 그림 제목은 성묘 풍경입니다. 김현진의 그림 제 두 채널에서 유튜브에 동시 생방송 시작합니다. 이 방송은 그림만 그리는 과정만 하고 있어요. Hi, I'm Hyunjin Kim. The title of the picture is The Landscape of the Holy Sepulchre. Kim Hyunjin's second channel of YouTube simultaneous broadcast will start. This broadcast is only drawing pictures. Asterisk carrot carrot asterisk. こんにちは、キム・ヒョンジンです。図のタイトルは、墓参りの風景です。キム・ヒョンジンの図第2チャンネルで YouTube の一人でライブを開始します。この放送は、図の味覚家庭のみしておりましたアスタリスク、アスタリスク。 早上好，我是 h a n j i n k i n g 图片的标题是《圣木的景观》。p i m Hyejin 的 YouTube 同步广播的第二频道将开始。这个广播只是画画。星号原字符，原字符星号。Bonjour, je suis Yunjin Kim. Le titre de la photo est Le paysage du Saint-Sépulcre. La deuxième chaîne de Kim Yoon-jin de la diffusion simultanée sur YouTube va commencer. Cette émission ne fait que dessiner des images, astérisque accent circonflexe accent circonflexe astérisque. Hola soy Yunin Kim El título de la imagen es El paisaje del Santo Sepulcro. Comenzará el segundo canal de Kim Yoon-jin de la transmisión simultánea de YouTube. Esta transmisión es solo dibujar imágenes, asterisco cento circunflejo cento circunflejo asterisco. Доброе утро, я Хаюн Джин Ким. Название картины «Пейзаж святой гробницы». Запустится второй канал одновременной трансляции YouTube Ким Хен Джина. В этой трансляции только рисунки. Звездочка, крышечка, крышечка, звездочка. 안녕하세요. 김현진입니다. 그림 제목은 성묘 풍경입니다. 김현진의 그림 제2 채널에서 유튜브에 동시 생방송 시작합니다. 이 방송은 그림만 그리는 과정만 하고 있어요. 유튜브 김현진의 그림 채널은 그림만 그리는 과정만 하고 완성후의 사진만 보여드리고 내립니다. 영상은 매주 12시, 자정, 이고 방송은 매주말 12시, 정오입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하여 주시면 최신의 그림을 보실 수 있어요. 김현진의 그림 1, 2, 3 유튜브 채널 YouTube's picture channel only shows pictures and only shows pictures when finished. The video is 12 o'clock midnight and the broadcast is 12 noon every weekday. We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you. Subscribe and set up notifications to see the latest picture. Asterisk carrot carrot asterisk picture 1, 2, 3 YouTube channel. YouTube のキム・ヒョンジンの図のチャンネルは、図の未書く過程だけで完成後に写真のみを表示したい下げます。映像は、毎週12時、深夜、であり、放送は毎週末12時、正午、です。視聴者の皆さんに多くの視聴をお願いドリームです。購読すると、通知設定していただければ、 Le 123 canal d'images de YouTube ne montre que les images et ne les affiche que lorsque vous avez terminé. La vidéo est à minuit et la diffusion à midi tous les jours de la semaine. Nous sommes impatients de vous entendre, abonnez-vous et configurez les notifications pour voir la dernière photo, astérisque accent circonflexe accent circonflexe astérisque photo 1, 2, 3 de la chaîne YouTube. Канал с картинками YouTube показывает только изображения и показывает их только после завершения видеозапись начинается в 12 часов ночи, а трансляция 12 часов дня в будний день. Мы с нетерпением ждем от вас ответа. Подпишитесь и настройте уведомления, чтобы увидеть последнюю фотографию звездочка, крышечка, крышечка, звездочка, изображение 1, 2, 3, канал YouTube. El canal de imágenes de YouTube solo muestra imágenes y solo muestra imágenes cuando finaliza. El video es a las 12 en punto de la medianoche y la transmisión es a las 12 del mediodía todos los días de la semana. Esperamos tener noticias suyas. Suscríbase y configure notificaciones para ver la última imagen. Asterisco cento circunflejo cento circunflejo asterisco. Imagen 1, 2, 3 canal de YouTube. 유튜브 김현진의 그림 채널은 그림만 그리는 과정만 하고 완성후의 사진만 보여드리고 내립니다. 영상은 매주 12시 자정, 이고 방송은 매주말 12시 정오입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하여 주시면 최신의 그림을 보실 수 있어요. 김현진의 그림 1, 2, 3 유튜브 채널

Thank